시작해볼까? 파이! 선택하세요. 천국 아니면 지옥? 파이! 함께 예, 싸워봐. 이 노님이 지켜보고 있... 앞으로도 자주 보자고. 선택하세요. 천국 아니면 지옥? Fight! 않을 만큼만 할도칠 거야,